軽く。 올리면 갈비살. 아, 부채, 갈비살, 부채살. 아. 잘먹겠니다잘 먹겠습니다. 아. 아. 다익었 それうん。 Buddha. 갑니다. 오? 떨었어. 밥더 했어? 네. 이거만 내려. 어, 불, 불. 그러니까요. 쌈장 있었니?